것 같아 내게 다가와줘 어서 내게 키스를 해줘 오늘 이 밤이 내게 너무 소해 내게 장난치지 마 다가와 my baby girl I need you